베토벤, 모차르트 네, 오늘은 필리핀 바코로드 최대 축제 마스카라 페스티벌 오늘 오프닝 행사가 있다 그래서 지금 가는데요 어, 지금 비가 오네 어? 지금 여기 축제를 하면 여기 차들이 엄청 많이 다닐 거기 때문에 지금 차를 멀리 주차를 해놓고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내년 10월이면 필리핀 바콜로드에서는 연중 가장 큰 행사인 마스카라 축제가 열립니다. 필리핀의 최대 설탕 생산지인 바콜로드는 20세기 초부터 설탕 산업과 함께 급성장을 그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가을에 추수를 하는 것처럼 아콜로드에서는 10월달에 설탕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우선 마스카라 축제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1980년도에 옥수수 시럽, 메이플 시럽과 같은 설탕의 대체제들이 나옴에 따라 설탕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데 이때 사탕수수를 주로 생산하는 바콜로드는 불황을 맞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같은 해 4월달에는 바콜로드에서 일로일로로 가는 선박이 화물선과 충돌을 하여 가라앉는 비극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그 선박에는 바콜로드의 저명한 가문의 사람들을 포함한 700여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런 안 좋은 일들이 겹치면서 아콜로드 시민들은 웃음을 잃게 되었는데 지역의 시민단체와 정부, 예술가들이 시민들의 웃음을 되찾기 위한 축제를 개최하였는데 그 축제가 바로 마스카라 축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서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마스카라 축제가 이제는 필리핀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스카라의 뜻은 영어의 mass와 스페인어인 카라의 합성어로 미소의 도시라는 슬로건을 가진 아콜로드답게 항상 웃으며 살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헬로 달들이 네, 곳곳에 달려있어 마스카라 페스티벌에 지금 왔습니다 오늘 오프닝 행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오프닝 행사 시작 30분 전입니다 지금 30분에 도착해서 지금 둘러보고 있어요 Crossover, That's exactly the same man. giving <laughs> me councilman. for Showdown 2018. We would like to thank uh, its sponsors. First and is of course our Reverend the Congressman of the Law District of the colored Congressman Greg Casataya.